이거 빙어. 모카야 남자친구 왔어 엄청 잘생겼어 뭐가 어, 그 아예 숨어버렸는데? 어, 그거 무슨 일이야? 어. 되게 좋아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이 공격적이진 않는데 일단 애가 남자애가 엄청 차운 가것 같아 그치 엄청 얌전해 어 저렇게 저렇게 만져도 막뭐 목가 난리다 지금 빨리 나오래 어, 얘. 친구야 안녕 너네 둘이 동갑이야 같은 애 태어나서 20, 2 1년을 태어나서 어 얘네 봐서 뭐야 너네 둘이? 뭐야? 열어줘 들고 갔다 응. 음. 혹시나 문제 생기면 목화 안으면 되니까 나도 목화야 목화야 심장이 심장 열어줄게 잠깐만 거야 연다? 땀 안돼 땀 안돼 얘들아 나왔다 나왔다 친구 나왔어 친구 나왔어 어디 어디 번호? 오늘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살 거야? 같이 살 거야? 왜? 뭐야? 저 갑자기 다 모카 봐 미쳤어 엄마 닮았다 역 모카야 <laughs> 나도 지금 당황하는데 지금 거의 뭐 적응할 시간 낮춘다 이제 어리둥절한데 뭐, 모카야? 뭐 남친구 마음에 드는 것 같지? 일단 안 싸운다 미끄러지 뭐 먹자 아침에 일단 이동한다고 못 먹었으니까 어우 생겨간다 두 개 챙겼다 <laughs> 안뺏게안뺏게 확실히 적극적이었다 먹으니까 음. <laughs> 전안 먹는데 그래서. 남자친구 지금 저중에 모카 거의 자기 집이다 얘 냄새를 지 몸에 묻히고 난리가 났네 얘, 얘 진짜 적응력 쩌는데? 뭐야?